과학 사진이거든요. 딸 여기 좋아요? 네. 네. 옳지 또 수박. 수박. 네. 옳지. 음. 아, 졸려. 졸릴 졸려. 졸려. 귀여워 코알라 같아. 어? 코알라. 코알라 같아? 응. 에? 어, 네, 주희 아빠 어디 있지? 어디 갔어? 주 갔어? 오빠 거기로 갔어. 지우야 그런다 이제 오빠가 어, 할머니 지야 그런다 지야 할머니한테 이렇게 코 잤어?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너무 대박 사랑해요 지우 그 어떻게 했어? 사랑해 <laughs> 아까 노래 아는 노래 한 명으로 니까